민지야 구독이랑 좋아요 눌렀어? 꼭 눌러주고 가 고마워 은딩님 콘서트 어떠셨어요? 지디 콘서트를 갔다 왔는데 어난 진짜 난 진짜 스탠딩을 스탠딩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갈걸 GD가 진짜 너무 조그맣게 보여가지고 춤을 추고 딱 나오는데 저 멀리서 되게 콩만한 요만한 것이 뭔가 자꾸 움직이는 어, 면봉만 해가지고 앞에서 봐야 되는데 아 진짜 너무 짜증이 났었어요 아이유랑 CL도 봤죠? 아이유는 제가 키가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비율이 엄청 좋더라고요 약간 아이유는 나오는 순간 뭔가 요정이 나온 것 같았어요 파란색 원피스도 너무 예쁘고 CL은 아 진짜 포스가 장난 아니었어 CL은 실제로 보면 훨씬 예쁘고 몸매가 장난 아니에요 딱 무슨 가죽 원피스 같은 걸 딱 입고 왔는데 와 진짜 섹시하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콘서트는 GD가 짱이었어 GD는 그냥 쓸데없이 멋있어 손짓 하나 고개 까딱거리는 거몸 약간 바우스 타는 거 쓸데없이 다 멋있어 왜 그런 거야 도대체 그냥 태어날 때부터 멋있게 태어난 건가? 생각보다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되게 마음이 짠했어요 막 뭐 요즘에 힘들었나 싶기도 하고 중간에 팬이 난입했었거든요 전 처음에는 퍼포먼스인 줄 알았어 백댄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지들은막 껴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경호하시는 분이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떼는데 나는 스텝이 끌고 가는 것도 나, 나는 약간 퍼포먼스인 줄 알았어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왜 그렇게 당황 1도 당황 안 하는 거지? 어 그래서 역시 GD가 프로는 프로구나 그 와중에 진짜 정말 하나도 흔들림 없이 그냥 그대로 무대를 계속 하더라고요 원래 콘서트 할 때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4만 명 넘게 그 월드컵 경기장 꽉 채운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오, 어, 막 뱅봉을 들고 막 응원하고 굉장히 진짜 대단하다 싶었어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아 뭐랄까 이번 콘서트에서는 그 노래들도 그렇고 뭔가 지디에게 쓸쓸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막 되게 즐, 즐겁기보다는 뭔가 계속 밀려오는 어떤 그 쓸쓸함이 계속 느껴져가지고 마음이 음, 좀 짠했어 뭔가 지디가 되게 힘들었었구나 마음이 뭔가 되게 허한 것 같다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본인이 힐링을 좀 많이 하는 시기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 요즘 안 좋은 일들도 이제 막 많았구나 싶은 게 음, 행복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무제를 아, 예, 부르면서 이렇게 울었거든요 화면을 딱비춰는데 갑자기 여기 눈물 자국이 딱 있는 거예요 뭐지? 예,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눈물방울이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더니 지디가 그걸 안 보여주려고 막 손으로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윙크하면서 이렇게 무대로 딱 들어갔어요 되게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서른도 됐고 뭔가가 또 본인만의 힘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뭐 악플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 음악 만들면서 뭐 어떤 창작의 고통도 있을 테고 뭐 대인관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살면서 인생의 고민이나 그런 게 많은 것들이 갑자기 쫙 겹쳐져가지고 음 막 되게 너무 막안쓰러워서 어떡하니 우리 지디 어떻게 누가 자꾸 괴롭히는 거야 행복해서 오래오래 막 본인이 사랑하는 음악도 하고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.